그게 아니네. 너 뭐야? 여기 어떻게 왔어? 그쪽은 괜찮아? 다 괜찮지 뭐 씨발. 나 어디 가 새끼야? 너 지금 나면 죽어. 아 나가지 말라고 이 새끼야. 말 좀 들어 씨. 아! 졸라 용감한 새끼네. 어, 너 도망가야겠다. 안 그럼 잡아먹는다.